약간 되게 현실적이에요. 왼쪽 팔 근육 별로 없죠? 오른쪽 팔 미쳤잖아요. What? 평타 떠쓰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으아! <laughs> 쭈빼기 쭈빼기 그렇지 쭈빼기 쭈빼기 그렇지 쭈쭈야 한대 한대 한대 shoot you right down. Boom, boom, boom, boom. Ow, ow, ow, ow. Boom, boom, boom, boom. What? Gonna shoot you right down. Boom, boom, boom, boom. 바론이도 좋은 바론 야 너는 아무 단어도 들지 않았지 그렇지 야 이게 다네 나이 어우 아 정말 정말 좋은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리신 와주면 이제 2대1로 그냥 털어줄 생각을 하는데 이 돌아봤을 때 아 이거 뭐 아이고 어. 이렇게 트린 이스갓 Your bare minimums and now I'll lick you, I'll lick you down. You taste like cinnamon and now grab a little bit of that whipped cream. Then I put her on her back, get me. Then I get her in the matrix, cut her like LASIK. <laughs> I'ma strum your body, your body like a guitar string. Studying in Roberto Cavalli, mommy with the dime frame. Tell chick mind own business and let us do our thing. 이거지 아 이거지요 한대 두대 아이 왜 이렇게 안가 가야지 어디서 들어오고 어? 있어 you serious?